Thank you. 그대 모습을 바라볼 때면 내 세상이 멈춘 것만 같아 꿈인 것 같아 그걸로 충분해 늘 고마워 부터 그만 잘 알까요 뚜뚜루루루 뚜뚜루루루 뚜뚜루루루 뚜뚜루루루 너의 목소리일 듯 싶어서 전화기만 바라보는 내가 참 이상해져 닮아가는 눈 말로 표현할까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너무 눈부신 너의 미소로 날 안아주면 어린 아이가 된 것 같아 그만 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전화기만 바라보는 내가 참 이상해져 닮아가는 우리 둘이 너